오늘은 저희 게임을 해볼 거예요 어 일단 가사는 이거예요 네.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칩이 이 리듬이 중요해요 알죠? 네. 여러분 리듬? Syncopation. Synco하고 어, lay back. Lay back 타고 그래요. 네, 파트라 여기 트라 아, 파트라 네. 파트라 그래서 네. 못 뭐 지키면 어떻게 되죠? 이게 저음에서 네. 고음으로 가는 다시. 거예요 근데 음. 그래서 고음을 안 나는 사람이 치는 탈락. 거예요 탈락 간단하네. 간단하네. 네. 네. 순서 음. 어디서부터 하죠? 나부터 하면 안 될거 나이순. 헐, 나이순 어때요? 그럼, 그부터 하자. 그러면은 네? 오케이, 막내부터. 음, 할게요. 요렇게 요렇게 막 어, 이렇게 어, 한 음씩 음. 가야 돼요. 아니 네. 내가 그러니까 시작하고 싶은 음 아무거나 해도 되나? 어. 그치?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 가도 음. 너가 잘 시작. 선택해야 돼. 그 내가 또 팀의 고음 담당으로서. 오. 시작. 안녕. 그래서 제가 아는 포테이토 칩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<laughs> 포테이토 칩 안녕 클레오파트라 어. 아,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칩 빨라지고 있어 안녕 파트라 그도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잼 아, 어, 어, 죄송합니다. 탈락, 탈락, 탈락, 탈락, 탈락, 탈락, 탈락, 탈락입니다. 안 되는 거예요. 나가세요, 나가세요. 탈락 나가세요. 탈락이야. 화장실 한번 갔다 와야 돼. 안 돼요.